피용 피용 속보입니다. 지진이 발생했습니다. 으악! 흔들려! 삐용 삐용 삐용 놀라지 말고 따라해봐요. 1. 현관문을 열어요. 딱딱한 곳 밑으로 대피해요. 2. 지진이 멈추면 움직여요. 3. 머리를 보호하고 움직여요. 4. 계단으로 움직여요. 5. 건물 都看哈。